안녕하세요. 작은 에밀리 인형뜨기 8편 책모자 뜨기입니다. 영상과 자막 잘 보시고 따라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어, 모자를 뜰 겁니다. 모자는 두 겹으로 떠야 되고요. 음, 저는 2.5 바늘을 어, 떴기 때문에 어, 흰색으로 저는 3mm 바늘로 35코를 잡았습니다. 35코를 잡고 어,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실을 묶어줬고요. 어, 이제 가터뜨기로 이제 네 단을 뜨겠습니다. 35코, 어, 흰색으로 35코를 잡아서 가터뜨기 4단을 떴습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어, 요거 실을 돌려서 어, 겉뜨기 한 단을 뜨겠습니다. 겉뜨기 한 단 떴으면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안 뜨기로 한 단을 뜨겠습니다. 자 이렇게 안뜨기 다 떴죠 안뜨기 다 떴으면 이제 요 밑에는 이제 가터뜨기가 되는 거고요 어, 이제 메리아스 뜨기 두 단을 뜨겠습니다 음, 메리아스 뜨기는 이제 아시죠 겉, 겉단은 겉, 겉, 겉뜨기로 뜨고 안단은 안뜨기로 뜨고 그래서 두 단 메리아스 두 단을 뜨면 이제 안뜨기로 끝나는 거죠 예. 겉뜨기 한 단 뜨고 또 안뜨기 한 단 뜨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안뜨기를 끝, 끝으로 이제 메리아스 쪽이 다 끝났죠?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어, 이제 그 모자의 그 위에 정수리 부분을 이제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두 코, 두 코 겉뜨기 하겠습니다. 두 코 겉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음. 한 코를 줄여줄게요한 코 줄여주고 한 코 줄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겉뜨기 두 코를 뜨고 또 한 코를 또 줄여줄게요. 또 겉뜨기 두코 그리고 또 한 코를 찔러줄게요. 자, 그리고 또 두 코. 두 코 뜨고 한 코 줄이고, 두 코 뜨고 한 코 줄이고, 끝까지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 코가 남았죠? 그러면 이제 세 코는 그냥 떠줄게요. 그렇게 하면 이제 27코가 됐죠, 됐어요. 그러면 이제 안뜨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안뜨기는 그냥 늘리거나 줄임 없이 아, 그냥 안뜨기를 한 단 뜨겠습니다. 안고 안뜨기 다 했으면 이제 앞쪽에서또 줄여줄 겁니다. 겉뜨기 두코 뜨겠습니다. 겉뜨기 두코 뜨고 그 다음에 한 코를 또 줄이겠습니다. 한코 줄이고 다시 또 겉뜨기 한 코. 다시 또 한 코를 줄이고 줄이고 다시 또 겉뜨기 한 코. 다시 또 한 코를 줄이고 그리고 다시 또 겉뜨기 한 코. 이거를 끝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두 코는 그냥 떠주고요. 아, 자 이제 뒤에서 아, 뒷단을 뜰 건데요. 뒷단은 어, 안뜨기로 한 코 줄이기를 끝까지 할 거예요. 보통 이제 안뜨기에서는 줄임이 없는데 이제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단에서 어, 한꺼번에 이제 두 코에 한 코씩 예, 걸어서 이제 줄여줄 거예요. 두 코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거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뒷, 뒷단에서 한 코씩 다 줄였더니 이제 10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을 이렇게 잘라냈는데 어, 실통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 해서 이제 모자 위에 부분과 밑으로 여기 책 윗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자 윗부분, 정수리 부분 요 부분하고 이제 모자의 그 챙, 그 밑, 밑에 그 테두리 부분, 어, 여기는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. 어, 자 지금부터는 그 모자의 그챙 부분을 만들 거예요 어, 밑에 그, 그 가터뜨기 한 요 밑에서 코바늘로 그 코를 음, 35코를 잡았습니다 예, 35코를 잡고 그 다음에 예, 안뜨기 한단 예, 떠주겠습니다 모자의 안부분 안뜨기 한단 네, 끝까지 자 떴고요 네,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어, 모자의 그 어, 부분인데 이제 한 코씩 다 눌러줄 겁니다 그래서 어, 첫 뜨기 그 첫 코는 그냥 겉뜨기 한 코 해주시고요 어,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를 늘릴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기서 코를 잡아서 한 코 이렇게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다시 한 코는 그냥 뜨시고 또 밑에서 한 코를 또 늘려줘요 한 코는 그냥 뜨시고 또 한 코는 또 늘려주시고 자, 한 코는 그냥 뜨시고 다시 한 코 늘려주고 한 코 그냥 뜨고 또한코 늘려주고 이거를 끝까지 반복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한 코 뜨고 한 코 늘리기를 이제 끝까지 했습니다. 예, 그러면 이제 그 단을 뒤집어서 이제 메리아스 뜨기를 어, 세 단을 해 주겠습니다. 어, 늘리거나 줄임 없이 메리아스 뜨기 3단 메리아스틱이 세단 다 떴고요. 예, 지금부터는 음, 저는 이제 3mm 바늘로 요거는 지금 2.5 바늘이었고요. 이제 3mm 바늘로 어, 얀뜨기를 떠줄 겁니다. 어, 실은 음, 두 겹으로 어, 얀뜨기를 떠줄 거고요. 어, 첫 코는 예, 그냥 떠주시고 어, 또 다시 실을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예, 두 코를 한꺼번에 넣어서 네, 겉뜨기를 떠줍니다. 똑같이 또 실을 앞으로 돌려서 두 코를 한꺼번에 예, 넣어서 겉뜨기를 이렇게 떠주면 이제 구멍이 하나씩 생기는데 이거를 끝까지 해주겠습니다. 마지막 한 코는 그냥 겉두기 떠줍니다. 어, 이렇게 예, 다 이제 떴으면 어, 실 하나는 예, 잘라줄게요. 그리고 안 뜨게 한단 예, 떠주겠습니다. 실 하나는 잘라주시고 어, 이제부터는 이제 3mm 바늘로 어, 2.5 바, 2.5 바늘로 안뜨기 한단 예, 떠줄게요. 난뜨기 한 다음에 이제 안뜨기를 한 단 떴습니다. 어,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어, 여기서 늘리거나 줄임 없이 어, 메리아스 3단 뜨겠습니다. 챙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. 메리아스 3단 겉뜨기를 시작으로 메리아스 세단 다 끝났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안뜨기를 뜨면서 어, 챙 부분 이제 줄여들 겁니다. 처음에 첫 코는 안뜨기 그냥 뜨시고요. 어, 두 코를 한꺼번에 이렇게 줄여줄게요. 그리고 다시 또 한 코는 그냥 뜨시고 다시 또 한 코를 예, 줄여줍니다. 다시 한 코는 그냥 뜨시고 한 코를 찌려주고 한 코는 그냥 뜨고 한 코 찌려주고 한 코 그냥 뜨고 한 코 찌려주고 네, 끝까지 뜨겠습니다. 한 코 그냥 뜨고 한코 줄여주고 음, 마지막 안뜨기 그냥 예, 떠줬습니다. 이렇게 다 했으면 이제 여기 챙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. 어,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, 엎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어, 안쪽에 들어가니까 그냥 겉뜨기로 엎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엎어 마무리 한코 겉뜨기 뜨시고 한코 엎어서 마무리 한 코 뜨시고 한 코 이렇게 씌워서 마무리 이렇게 끝까지 이제 어, 이렇게 끝까지 엎어 마무리로 어, 마무리를 다 됐고요 어,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실통과 마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, 제가 펴준 이유가 밑에서 코를 잡아서 떠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폈습니다. 그래야 대바늘 뜨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. 아, 이거를 이제 꼭 잡아당겨서 어, 이렇게 꼭 잡아당기면 이제 모자의 요챙 부분이 이렇게 요챙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이 위에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어, 동그랗게 모양이 됐죠. 요거를 이제 새로 입기로 똑같이 어, 이거를 어, 이어줄 거예요. 이거를 이렇게 이어서 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붙이기 전에 새로 입기 하기 전에 어, 실 이렇게 작은 짧은 실 같은 거는 어, 코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정리해서 예, 잘라주겠습니다. 입술의 가타뜨기 모양이 어,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꾸며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로입기로 자 지금부터는 어, 머리 헤어 부분을 하고 또 모자를 떠서 씌워야 되기 때문에 얼굴에 맞춰서 그거를 씌우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, 제가 이제 여기 그 중앙 부분 코 코를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입술 부분 그 다음에 눈 부분을 이렇게 그 스프레이로 칠하면 지워지는 이제 펜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그, 음,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바늘에 얇은 그 한 겹짜리 검정 색깔 음, 실을 음, 꽂아서 제가 이제 이거를 아, 눈썹 부분을 눈썹 부분을 제가 이제 수를 놓을 거예요. 한번 어떻게 놓는지 눈썹이 속눈썹이 어, 좀 표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가는 속눈썹을 표현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,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, 여기 이제 한 겹으로 어, 세분하게 해서 해야지 두꺼운 걸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 겹으로 여러 번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좀 예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예쁘게 그 약간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한 그런 음, 표정을 제가 그 한겹 검정 색깔 실로 표현을 했고요. 어, 두꺼, 이 두꺼운 이런 실로 이런 실로도 그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세분화된 표현은 그 한겹 그 실로 하는 게 훨씬 더 표현이 잘 될 것 같고요. 어, 그래서 저는 이제 빨간 색깔, 요 빨간 색깔 실로 이제 입술에 그 미소 짓는 어, 웃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 술을 놔줄 거예요. 정수리 부분에 시작을 해서 여기 밑에 여기까지 왔어요. 이것도 이제 그 보통 그 프랑스 자수에서 그 아웃라인 스티치, 그 아웃라인 스티치로 이제 세부적으로 어, 그 동그란 그 모양의 그 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어, 그런 음, 표정을 한번 술을 넣으면서 음, 표현을 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조금 웃는 모습에 아랫입술은 조금 더 제가 더 표현을 했습니다. 이 입꼬리는 조금 올라가 살짝 올라간 거로 하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 정수리 부분으로 위치를 옮겨주시고요. 너무 이제 이거를 많이 당기면 울어버리니까 여기 요 위에 부분에서 예, 정리를 하겠습니다. 이제 머리카락 헤어 부분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. 아, 여기서 이제 그 세 코 남은 거로 이제 실통과 마무리한 다음에 아, 이거에 이제 바늘을 꽂아서 이거를 한번 말아, 말아주세요. 이렇게 말아서 그 세 코 그 통과했던 그 실을 실에다 이제 바늘 아, 이거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음, 말아서 달려있는 헤어에그 본 머리에 달려있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떴, 떴습니다.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실을 동그랗게 예, 말아서 표현을 했고요. 음, 이렇게 실 하나는 이제 정리를 할게요. 매듭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무대나눠서 이렇게 당겨주세요.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자, 자, 헤어 요거 하나 지금 완성했고요. 작은 에밀리 인형 뜨기 8편 책모자 뜨기 영상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? 제 9편 다음은 그 헤어 장식, 모자 장식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